세균 박살, 냄새는 압수, 우리 집 클린주이고 펫 전용 살균수 오즈펫을 소개해요. 친환경 우주펫은 처음, 처음으로 오존을 담은 독보적인 기술로 유일무이한 패션인 석균수예요 바이러스, 세균, 유해물질은 나노 버블로 완전 박멸되고요. 물과 산소만 남아 오즈펫을 뿌린 후 상쾌함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. 지가 매일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세균으로부터 안심이랍니다. 덮는 탈취는 이제 그만 악취의 원인을 박멸해 준답니다.